아이토마토 김문주 원장의 자폐 치료 가능성을 입증한 논문이 세계의 3대 신경학 저널 Frontiers in Neurology에 발표되었다는 신문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이번 임상연구는 한약 치료를 위주로 한 통합치료 프로그램으로 자폐를 호전시킨 최초의 임상 증례 보고로 의미가 크다. 연구 결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CARS와 ABC 설문값이 각각 치료 전 평균 34.58점 및 69.28점에서 6개월 치료 후 평균 28.56점 및 39.67점으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김문주 원장은 자폐 질환 아이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다며 카스 기준으로 30점 이상이 넘어가며 자폐성 장애 진단이 내려지고 ABC 검사에서는 53점이 넘어가는 경우 자폐성 장애를 진단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장애 진단 기준을 벗어나는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본 연구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한의학 치료의 임상 근거를 과학적으로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